자 여러분 저의 솔로곡 리커스 드디어 발매됐습니다 드디어 짜라란 저의 앨범 뒷면은 이렇고요 제가 포카가 진짜 반,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포카는 약간 옆모습 이렇게 나온 거고 짜잔 예쁘지 않나요? 사진 앨범 소개 뭐, 짜라란 이 사진 어때요 여러분? 몽환적이지 않나요? 몽알리에 이번엔 약간 저는 옆모습도 좋아하니까 이거 옆모습 잘 보이시나요? 아 저 이거 참 좋아요 섹시한 리에 자,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포카들도 엄청 예쁘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세한 건 이제 저의 앨범을 구매해주시면은 많이 볼 수 있으니까